now. Me now. Now me na Me oh now me oh now Me oh me oh me que me 미오나오미나 나오 미오나오 꾀꾀 미미오미오나오미나 미오나오미오나오

mi o nao mi o nao que que nao na mi o mi o mi que mi mi o nao 当自当必当自不应该当。